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놀라지 않아? 허리도 안 질러? 왠 아! 아! 짜잔 반갑습니다 백호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스포키스 점프 스퀘어 맨션 약간 카툰 느낌의 공포 게임입니다 일단 1층에서 아, 1000층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해요 한때 1년 2년 전에 유행했던 게임이죠 자 그런 게임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게임 시작 자 0층부터 1000층까지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귀여운 스타일의 게임이네요 사운드가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 근데 BGM이 너무 무서운데? 아 진짜 너무 <laughs> 무서워요 씨 호박 같은 거 무서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를 지른 것 뿐이에요 안 놀라면 또 제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아 좋아 뭐 10층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좋아 좋아 아 좋아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좋아 아이 아아아 아, 아, 어디로 가야 돼아 너무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려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 뭐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쪽지다 i 버스 디스 Please just 어 네, 편집자분이 알아서 편집을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몰라요 알아서 하겠죠 뭐 <laughs> 분위기가 바뀐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놀래키려는 것 같군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넓은 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어어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아아 아, 아, 아! 아, 잠깐만 아 뭐아아 뭐, 아, 아. 자 잠깐 진정 진정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,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, 직접 해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저의 마음을 어, 뭐야 이거 뭐야 아 도망가 도망가 어 느려져요 뭐야 어씨 뛰어 뛰어 뛰어 아왜 어, 어, 안가안가안가어 뭐야 저거 안 쫓아오는데? 아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아! 아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이쪽으로 가면 아까 테이블에 뭐 종이 같은 거 있었죠? 어? 바뀌었네? 구조가 조금씩 다르구나 뭔 소리 아까 쫓아 쫓아 어 온다 온다 온다 앞에 아 뒤에 온다 아, 아!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아 아, 아,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 자, 이거 길 잘 선택해야 돼요 아니 아까처럼 또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지 공중부양하자 치사하다 진짜 야 너만 공중부양하냐 나도 좀 하자 치사하게 뭐냐 이게 아! 아니 아니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좋아요 우... 아 아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 왼쪽이었다 무빙 좋습니다 이런 거 안 맞지 이제 안 맞지 안 맞지 아 좋습니다 백 누구세요 아저씨 아 무슨 게임 이게 고약해요

뭐야 이거 천장에 뭐 있어 뭐 나와? 어, 아, 제 계속 쫓아오는구나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제가 잘못했어요. 하지 마세요, 제발. 자, 왼쪽 무시하고. 어, 뭐야. 얘는, 얘는 귀엽다. 식빵 귀엽다. 그렇다고. 아이씨. 아씨. 싸우다, 진짜. 어떻게 하냐, 이거. 와, 뭐야, 이거. 아, 근데 나, 나. 아, 저 진짜 학교 너무 싫은데. 뭐야 이거? 모르겠다 뭐라카는지 1도 모르겠다 아! 아 뭐야! 아, 아, 뭐야 그림자 맞으니까 데미지가 들어가네 아나 그냥 갈래요 미안해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제발 그냥 어! 어! 어 뭐야! 뭐야! 아! 아! 아! 왠지 이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? 아 말하지마 말하지마 그럼 진짜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게 맵을 갈 때마다 몬스터가 계속 추가되는 거 보면 나중에는 몬스터 가 계속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?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? 어... 잠깐만 무서운데? 누구세요? 야 너 그 손에 든 거 뭐야? 도망가자 안 보고 있으면 따라온다고요? 아 진짜네? 뭔데 왜 때려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없잖아 아! 제발 제발 제발 아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잠깐만 너무 아프다 뭐야 아 다시 해야 돼 자 어?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고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자 이제 난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 자 그냥 이렇게 딱 텐션을 좀 내려 내렸어 어, 자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게임 뭐 이렇게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놀라지 않아? 허리도 안 질러? 왼쪽 <laughs> 아! 아! 어, 좋아 좋아 좋아 좋아 400층 어 뭔가 새로운 맵이야 뭐야 뭐지? 왜 뺑뺑 도는 느낌이죠? 안녕하세요. 아 너무 무섭다 이거 게임 무섭다. 아 모르겠다. 너 뭐라는지 모르겠다. 난난 난 여기 빨리 나가고 싶어. 하하 아, 아이씨 질뻑이 이거 아! 어 저장해 저장해 저장해 저장해 저장해 아 이거 시, 그 귀엽다고 그냥 쉽게 생각할 게임이 아니었네 아! 아 벽이 쫓아오는구나 아이 맵 벽이 쫓아오는구나 몰랐네 아 벽이 쫓아오네 아어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여기 아 여기 길 잘못 들면 죽는 맵이구나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, 아 놀래키는 게 싫어 이건 무서운 공포 게임이 아니라 그냥 놀래키는 게임이야 잠깐만 이거 나무 인형이다 아 아! 아파요 아빠요아빠요아빠요아 아, 맞으면 죽는다 하지마 아, 아. 아 나무인형님 제발 나무인형님 제발 나 좀 때리지 말아주세요 잘못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좋아요 아 나무인형이 제일 무서워 아 도끼 도끼 도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사슴 일로와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뚝배기 야 뚝배기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다 죽어 죽어 죽어 죽어!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누구세요? 오! 어? 도망가 도망가! 아 제가 사람을 죽여서 이런 거예요?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나? 아 쟤는 이 도끼로 못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아, 아 잠깐만 여기 어디야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죠? 알겠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못 이겨 못 이겨 저거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저런 건막 소리 지르다 보니 600층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군요 아 좋아요 사슴기인 떨쳐냈고요 나 빨리 그냥 천천 올라가서 집에 가고 싶어 이런 거 놀래는 거 너무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모두가 아파 어깨도 아프거든요 지금 아 600층 내려왔습니다 저 이제 400층 남았어요 긴장하면서 도끼 손에 꽉 쥐고 그냥 등장하면 뚝배기를 그냥 아이씨 까불지마 도끼로 아이씨 아 진짜 놀랬네 아 뭐야 아 뭐야 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빨리 가 빨리 가 좋아요 좋아요 자666 넘었어 자 이 소리 나면은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봤다가 뒤 한번 돌아봤다가 오른쪽 위험했다 위험했다 좋아요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아 아, 아 맞아갖고 저도 모르게 예스 눌렀어요 좋아요 좋아요 700집까지 얼마 안 남았어 앞에 아 이런 방 좋지 이런 방 좋죠 아!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좋아 제발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내, 네. 내가 이, 이런데 오면 안 됐었는데 이 괜히 까불어갖고 일러갖고 계속 선생님들 불편하게 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그냥 저 나가기만 할게요 그냥 살아서 나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아 왜안 들어가죠 아 안 넘어가 아 뭔데 야 죽어 죽어 아 아 끝난 게 아니었어 아! 선생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나 이거 죽으면 다시 해야 된다고 아! 아 안돼 안돼 아 일단은